N번방은 성착취 범죄입니다. 피해자 중에는 최소 26명의 아동 청소년이 있습니다. 어른들이 잘못 만든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건 너희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. 안전한 세상과 법의 울타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해주세요. 세이브 더 칠드런과 저 김아중은 지금 아동들을 위해 목소리를 냅니다.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.